어? 안녕 팝스리야 오늘은 브이베스 마르세유에서 어부들이 팔다 남은 그리고 잡다가 이렇게 막 널브러진 약간 상할 것 같은 그런 생선들을 다 때려놓고 만들었다고 하지 근데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재료를 써가지고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 아... 음! 오 연어 괜찮아 해산물 수트라는데 꼭 해물탕이랑 비슷하네 음! 요거는 조개 아. 음. 어, 개딱지가 원래 빵 발라 먹는 건데 <laughs> 빵이 없어 음. 음. 맛있어 맛있어 아. 음 고소해 음. 음. 쓰러진다 그냥 와 여기에 샤프랑까지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겠는데? 오 나온다 나온다 예 음. 음. 음! 와, 입안 가득해. 음! 아. 어, 장되는것 같아. 아